2020년 7월 1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어제는 비 누구 음, 계세요? 누구 있나? 누구 있나? 실례하겠습니다. 어, 어이 깜짝이야. 바람 바람. 아유. 바람이지? 들어온 흔적은 없는데 바닥이 젖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품은 발자국이 생기거든요 바닥이 젖어있기 때문에 누가 있다 가면은 근데 그런 건 없어 지금 아이 바람소리가 너무 헷갈린데 지금 이거 누구세요? 거기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혹시 계신 뭐야 지금 장난친다 이코라 이거 모습을 보이 아주머니들 지금 고스톱 치고 계십니까? 예? 흔들었어요? 폭탄입니까? 좀 집중 좀 하겠습니다. 아니면 묻고 따블로 가시던지 이쪽으로 나오세요. 이쪽으로 나오세요. 나오세요. 누구? 누구세요? 뭐라고 말한다. 남자? 젊은 남자? 잠깐만. 여자? 어? 뭐지? 잠깐만. 어? 뭔 소리야? 뭔 소... 세... 누구야? 잠깐. 어? 혼자가 냐 잠깐만요. 장난치 장난 좀 그만 치시고. 장난 장난 여러분들 이거 제 몸에 손들깍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코리 믿죠? 일로와 이리와 이리와 어! 어! 어! 어! 이리 와. 어, 어, 어, 어, 어. 음, 어, 뭐야? 나 잠깐만, 뭐야? 잠깐만. <laughs> 나 진짜 미쳤다. 여러분, 나 미쳤어요. 나, 나 잠깐만. 아, 씨발. 아, 아, 씨발. 여러분, 잠깐만요. 어디 계세요? 어디 아! 야 혹시 방금 가파 아니냐? 좀 가파 느낌도 들던데 얘들아 여기 우물 있잖아 저 우물에서 나오는 가파 아니까 머리 쪽이 이상하던데 야 가파 아니냐? 대미 한테 드리겠습니다. 대미 한테 드리지요. 대미 한테 드리겠습니다. 에? 네. 댐배 한테 드리겠습니다. 자, 덴베를 드렸습니다. 자, 덴베를 드렸으니까 뭘 마음에 드시면은 어떻게 어떻게 누구 잠깐만요 잠깐 잠깐 거기서 일로 와 봤어 조용해 일로 와 일로 와 봤다 있어 일로 와 you 그 너희 중계방 애들 나 존나 무시하는데 무시하지 마. 뭐 기운 빠지니까 센 척한다 하는데 아까 기운 있을 때도 센 척했어. 오바 하지 마. 기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. 그냥 기운 빠진 것 같으니까 패스하자. 나중에 다시 오고 잠깐만.